얼굴이 많이 이제 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무시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K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담당 배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을 많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외선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평소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블럭이나 이런 것을 잘 바르고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 체중이 갑자기 쪘다가 빠졌다가 이런 게 반복하다 보면 은 피부에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담배, 술,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드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적당하게 잘 관리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예, 비타민C가 피부의 노화를 막는데 알려진 가장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영양제처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얼굴에 많이 이제 처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중에 보면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잘때 보통 이렇게 턱을 당기고 안에 내용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집에 있는 어, 어, 땡기미 같은 거를 하고 좀 주무시거나 턱을 약간 들고 주무시면은 이 아래쪽 턱이 빨리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당기미를 하면 이제 얼굴이 V라인이 되지 않느냐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서서 다니고 중력 때문에 처지려고 하기 때문에 당김이 얼굴에 마스크 같은 걸로 해서 얼굴에 턱 라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색되다 보면은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을 좀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얼굴은 관리하는 것만큼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보시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피부가 좋고 안 처지지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얼굴을 평생 오랫동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노화가 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당김이나 뭐또 다른 어떤 뭐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해주시면 어 남들보다 더 젊게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